내가 뭐가 상관 아니 길긴 길어도 굵은 게 아니라고 길이 갈 데가 없는 거야 얘가 오, 오, 오, 오. 바람

안 들어와? 어?